네 여러분 제가 여기로 세볼게요 워네 여기로 세우는 게 아니라 여기로 어이구, 여기로 <laughs> 여기로 세우는 거예요 Let's go let's go let's go let's go 아! 아! 아. 아 잠깐만 아, 아까 한 번에 됐는데 맨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된 아네 여러분 <laughs> 여러분 제가 이거 물병 이제 세우기 그거 있잖아요 이제 전 여기로 아니고 여기로 한번 세워보도록 어, 하겠습니다 뚜껑으로 뚜껑으로 제가 이제 고수거든요 어 잠깐만요 컷 아니 아, 아까 좀 마셨잖아요 아까 그거 근데 해가지고 잠깐만 에? 어, 왜, 왜, 왜, 왜? 왜 자꾸 쓰러져? 싸움 해볼래요. 아, 좀 세게 던데. 그래. 라, last. 어, 이렇게 어려워. 좋아. 잘 찍어, 이렇게. 네. 한번 2번 갔다. 2번, 2번 갈게. 이번에 갈게 이번에 이번에 갈게 이번에 갈게 이번에 갈게 이번에 이짜 이번에 진짜 아 진짜 이번에 아 이게 이번에 진짜 재울래 아니 한번 봐봐 한번 이번야 될 것 같아 아까 거 쓰자 아까 껐어 저 이거 한 번에 하면을 내년 해봐 볼게요 절대 안지 아 오케이 좀 더 세게 해요 게요 할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He grabbed the gum 여기다 아. 감 잡았어 여기다 아여기 아, 그 성훈이 조금 마셔가지고. 안 마셔서 안 마셔. 아 그래요? 이거 원래 두 개예요. 아, 원래 두 개. 장민 네. 오케이. 클래스가 다르니까. Let's go. 이제 여기로 세워볼게요. 갑니다. 데이트 원. 세 번씩도 있어요. 와! 한 바퀴. 대박. 이거 랜턴기 찍었다. 아, 뭐 한 번만. 아니, 그러니까 화면에 안 나왔어. 맞아? 말도 안 돼. 예, 진짜로. <laughs> 얼굴만 찍. 아, 자, 나 한번 봐봐.